<laughs> 이 와중에도 사진 찍는 거야? Có ai chơi n 안 해줄 텐데 이게 리야 원래 이렇게 하면 안돼 알았어 그냥 이쪽은 이쪽은 대네 아, just a plus m i n s i a y 그러면 그냥 뺏겨볼게. 알았어. 아, 아, 아. 아 리 아파? 아, 아. 조금씩 땡겨. 아나 이거 앞머리 다 날라가겠는데? 아파 봐봐 아 됐어 그냥 잘라해 아 아파 아. 아 닦고도 아, 아파 <laughs> 너무 아프지? 아. 아, 하여튼 조금씩 나오고 있어 아파? 응안 울고 하려고 했는데 안울 수가 없어 아파 보고 요 음. 됐어. 아. 이제 거의 다 풀렸어요. 음. 아파? 아, 됐어, 됐어. 그거 어떡하세? 아니, 아니, 아니. 응. 음. 이거를 됐어. 응. 음. 응. 아, 현상롤. 아. 됐어. 이만큼. 딱 부조해. 아, 뭔데, 이거. 야, 봐봐. 아. Hậu quả của việc chơi ngu. 네가 <laughs> 썼던 건데 머리카락 보여? <laughs> 야, 진짜 너무 독하지고